어, 가다니야. 오, 어, 뭐야, 이거. 어, 이거 뭐지?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, 오늘은 제가 앞서서 연출을 했지만 진짜 실제 상황이고요 와 오늘 출근을 했는데 여기 앞에 선물이 있었습니다 뭐 문자 오거나 카톡 온거나 연락 온 게 없었고 그냥 단순 선물인데 지금 몸보신 해드세요 라고 써있어요 저번에 장어를 두 마리를 선물 받았죠 그때는 강의를 하고 왔다는데 장어가 두 마리가 떡 있었어요 먹으라고요 이번에는 좀 더 대단한 친구입니다 자 여기 보면 몸보신 해드세요 구독자 라고 써놨는데 뭐냐면은 작은 거는 아직 저도 통을 아직 안 봤는데 짜잔 와 이제 살다 살다 이제 자라까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혹서 저는 이제 외국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아 우리 와 우리 토종자라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어, 토종자라인데 저보고 이거 몸보신 하라고 우리 조상님들부터 현재까지도 용몽탕으로 많이들 먹고 있는 자라인데 사실 이 귀여운 자라를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쵸? 자 진짜 여러분들이 제 몸을 생각해 주신다면 어, 영봉탕 드세요 해드세요 하겠지만 사실 제 스스로가 우선은 이 친구를 죽일 수도 없고 방생을 하면 방생을 하지 우리 자라 친구들 자연에서 많이 보기 힘들잖아요 양식자라는 많은 걸로 아는데 이 토종자라 오 이 친구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 조심해야 되고요 와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을 때 자라가 이 정도까지 커지는 자라를 이제 봤는데 토종 자라가 엄청 많이 커지는 거 아시죠? 아이 친구는 좀 아쉽게도 제가 먹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우선은 어, 보관을 하다가 방생을 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키우던지 둘 중에 하나 해야겠죠 우선은 수주에 하나 갖다 넣어 놓을게요 와 <laughs> 이거 갖다 주신 분 와 <laughs> 마음은 감사하나 제가 어, 먹지 못해요 자 우선은 여기다가 소주에 잠깐 넣어놓자 아이고 자 내려가봐 오자 어, 자자 오 우와 오 우와 이렇게 너리가 되게 이쁘네 우와 우와 파고 들어간다 제가 최근에 한 일주일 전 그쯤부터 제가 자라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보고 공부를 했었는데 얘네가 흙탕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일부러 사육장 안에 흙탕물 황토도 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음 얘네 안 싸우네 우선은 임시 보관을 하고 나서 제가 나중에 방생하는 컨텐츠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플라워호는 굉장히 싸놨기 때문에 바닥 모래가 많은 이 여왕에 잠깐 넣어놓도록 할게요 어, 숨어 있으면 될 것 같아 음. 자,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? 이것도 뭐 같은 분이 주지 않았을까요? 몸보신 해드세요. 작은 것 중에 몸보신 할 게 있나요? 뱀? 혹시 뱀인가? 무게가 있는데? 흔들리는데? 소리 들려요? 뱀은 아닐 것 같은데 잠깐만 조심해야 돼요 와 이건 나도 떨린다 으아차차 자! 오 뭐야 거북이다 거북? 뭐야 이거 잠깐만 환하게 오 뭐야 잘하잖아 이것도 뭐야 어, 설마 이것도 먹으라는 건 아니겠죠? 자 이거는 몸보신 해드, 해드세요 라고 써있진 않으니까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키워서 먹으라는 건가? 왜 이렇게 애기를 주셨지? 아니면 이 친구는 제가 키우는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요? 이 친구도 오 어? 뭐야 아까 친구는 우리나라 토종인데 이 친구는 붉은 배 자라 아닙니까? 노랑 배 자란가? 하여튼 배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면 외래종이거든요 어, 이 친구 외래종 잘한데 이 친구를 먹으면 먹었지 아 너무 귀엽다 안되겠다 자 어쨌거나 제가 둘 다 먹진 않을 거예요 결론은 먹진 않을 거고 둘 다 사육을 할 건데 이 친구는 외래종이라서 방생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제가 길러야겠네요 네 어, 어, 어 미안해 자 근데 여러분들 자라가 굉장히 독특한 게 뭔지 아세요? 1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잘 산다는 점이고요 얘네들은 잡식성인데 육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모래 속이나 흙 속에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와 그래도 어쨌든 선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음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눈이 땡글땡글하고 눈도 땡글땡글하고 발톱도 건강하고 굉장히 이뻐 보이네요 여러분들 만약에 선물 주신다면 뭐 이 친구들은 제가 감당할 수 있겠지만 감당 안 되는 것들 있죠 뭐 악어라던가 뭐 곰이라던가 사자 이런 거 새끼 같은 거 몰래 갖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장난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 친구들 제가 키우는 거 방생하는 거 컨텐츠 나중에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